여기서 발소리 다리 건너 하나 개구멍 하나 개구멍 Бомба потеряна. 못해 돌아왔네 들어가자 아! 잘 어? 있어요? 뭐야 뒤치가 어, 있는데 бойцы противника убиты. Мы победили. Я понял, что ты. А Дети. Бомба взята. Найсу. Nice.